너무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딱 절편처럼 짜여있네요 1 7 2 8이 좋겠다 대각산으로 깎았어요 우와 내렸으면 후회할 뻔했다 drogie. Todo por ahí está. 나오는 어? 거 새들똥이 저렴 많네요 me mató. 1 0 0니다 와. 오는데 상, 이 통영에도 몇 번 계세요. 우리 어. 교육하러 한 번 왔었거든. 아시는 아. 분. 이쪽, 이쪽이 바지락선.